pom pom pom pom pom 야. 둘, 셋. 이거 왜? 야, 잠깐. 야, 뭐하냐고, 진짜! 츠가 돌아갔어. 아! 벤츠가 돌아갔대. 첫 번째 시도 탈락! 아! 아! 뭐두 뭐, 번째부터 핑계 안 된다. 어부? 지리. 이거 어려웠어. 거두? 절미. 왕. 장. 잠시만요. 뭐, 저. 야규? 한식? 네? 병이야 응. 상년. 와! 어! 아, 잠시만요. 우리 아무도 어, 주은이를 보지 말아요. 어, 보지 마, 보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아이? 네? 야. 야. 야. 아이? 아니기요? 너 뭐하냐? 야! 너 이거 가지고 공침겠될 수가 없어! 어떻게 기회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어,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아! 2,000원. 이거가 네. 있으면 우리 부자가 될 수 있어. 어, 주윤아. 주윤아. 어. 뭐하냐? 주윤아! 야, 야. 아니,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사진 너무 작아. 맞아. 그쵸. 네. 얼굴이 안 보였어요. 다시. 야, 너 지훈이가 아,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지훈이 눈이 렌즈가 렌즈가 돌아갔지. 어. 렌즈가 돌아갔어. 네. 렌즈가 돌아갔어. 강희 선배 와, 잠깐 잠시만요. 야! 뭐야? 뭐야? 그래, 아니야, 정신 아니야? 아, 세!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만큼 시작 호호 안타깝게 살짝 변하셨네? 네.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게임이니까 네. 저희가 3,000원 아. 아 살살 해줄 수 있겠니 혹시? 아, 예! 윌리엄 컷이라고 오늘 제가 윌리엄으로 변신 했습니다. 윌리 공개 할게요. 최초 공개니까 저희가 500원 드립니다. 아. 우리 아빠 쌤이야. 아, 진짜 뭐. 아깝다.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어, 어, 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아. 교통 정미 오 올리 비아오 정답 말랑 카우 말랑 민지 요구 조건 정답

뭐라고 했어 결국 또 울었네요 저희 그거 어, 아니야!